안녕하세요 드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세요 <laughs> 농심 너구리 라면입니다 오동통통 여기는 총각김치고요 여기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지금 막 통삼겹 수육을 마치고 어, 너무 좀 느끼해서 라면 한 맛은, 맛은 있는데 음, 다 먹고 나면 약간 목에 기름 약간 끼지 않아요? 그럴 땐 라면이 최고죠. 음. 역시 너 그래. 약간 요즘 새로운 라면들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국물라면 중에서도 물론 틈새라면도 맛있지만 약간 안성탕면이나 너구리 음. 오징어 짬뽕 라면 <laughs> 예전 것들을 좋아합니다 음. 음. 다시마는 꼭 먹어요 저는 병원에서 다시마를 적당히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촬영 외에는 먹지 않고 있습니다 맛있어 뭔가 다시마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좋아요. 면발이 오동통해서 좋고 너구리도 되게 맛있게 만들어 먹는 방법 많은데 기회가 되면 갖고 올게요. 음.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오 진짜 느끼한 게 싹 내려갔어요. 음, 목에 약간 기름기가 꼈던 게 쑥. 먹을 라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오동통한 면발이 최고예요. 오 다시마 하나 딱 그거 집어먹을 때 그 <laughs> 소중함 아, 너무 맛있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즈 사랑해요.